네, 다음은 어, 이제 왼쪽 기둥 그 다음에 저쪽에 는 기둥을 맞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붙이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이쪽 기둥을 붙입니다. 이와 같이 어, 기둥 쪽을 먼저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한쪽은 붙이지 말고 칼질을 먼저 해주고 그렇죠.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 저쪽과 마찬가지로 자, 이와 같이 한 다음에 그쪽부터 알파를 이제 한 개 한 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음 여기 밑에는 밑에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는 안 싸주고 밑에는 커팅을 해도 된다 Thank you. 같이 어, 알파를 붙여나가면 되겠습니다. 어, 이거 한 장만 더 붙이고 이쪽 알파는 자 알파는 이와같이 붙이고 나머지 알파는 마지막 횟수에서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